노래 좋아요 천 죄송합니다 <laughs> 나니가 죄송해요 그흐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기 커플 경식입니다 오늘의 몰카 vs 고쿠리코 당황하게 하기 집에서 운동 중이라도 남자친구가 이 VR을 쓰고 야리꾸리한 모습으로 있을 때 쿠리코의 반응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 손가락으로 VR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약 2%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만들어봤는데 전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V 그리고 R을 물론 구랍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출발 출발 이게 제가 백화점에서 산 VR인데 여기에 스마트폰을 끼고 프르츠 <laughs> 마게 이제 이거를 VR에 끼고 볼 겁니다 저는 진짜 야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단지 이 과일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는 겁니다 진짜로 이거 보세요 여기 과일 <laughs> 오! 와 대박 와 지, 진짜 같아 대박 여기가 이제 사과 맛있겠네요 <laughs> 현장감을 살려준 에어포츠 어 근데 이거 소리까지 들으면 진짜일 것 같은데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프겠다 너무 길어요 물이 좀 많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어, 이것도 좋아요 네 그리고 어디에요? 어. 아니 그냥 이건 저도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교체했대네 하하거린다고 있네 <laughs> 아, 어, 어 허리 아파 죽겠다 진짜 지금 과일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실하네 이게 아주 딸기가 빨갛고 좋네요 또 오렌지 같은 것도 아주 이게 크고 좋네 아니 이렇게 기, 기네 이것도 길어 필리핀이 좋긴 좋아. 저기. 아. 아. 맛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되게 엄청 이건 되게 물렁물렁하네. 네. 네. 되게 물렁물렁해요. 제거 길어요 와,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이거 필리핀 아 필리핀 사람 그렇구그렇구 수박 같아 수박 같아요 청고 이게 부드러워요 너무 엄청 부드러워요 아니 저 어 그때 なんでそんな汗かいてんの今度使います <laughs> 何使いますあにあにあにあに汗あにがそんな汗汗するぐらいに汗したいからしたいなるほどなとでもちょっと思いました何が何が何でもそんなによろしみしないじゃん私の時に それで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うん、なんか最近詐欺がちょっと雑な適当なところもあったなとはいあのも門が <laughs> 見てるしずっと多いから VR でまでするなんかただねそれねこれこれちょっと準備ができたら私が話しますよまだ 私一人で行こうがいいやこれど行くってどういう意味 <laughs> あいるあいるあいるあげあいが小あいいっあ思ってなんでなんあいんあほんとほんとなんあいんあ私がなあでどういうこと技術の問題もありますもう違う違う何ほんとほんとほんとあの本当に自尊だよ 何が何がジェイ違うそんなそんなじゃないそんなちょっとカフェとかに行ってあのちょっと時間を潰してくるからいでも本当にマシケですよ本当にあいやいや本当あんも本当本当本当本当本当本当あにあにあにあに大丈夫座ってんって座ってこれこれ今結構私が何と思うんゃ何をんえます文字俺 우리이제개최해봐もう知ってる嘘最初からめちゃくちゃ目立ったこれえこれ宿も本当に見たと思う뭐야소연아코끼리와10번인가아니야동자같은너무요가던데몰카데뭐몰카시대만에 VR도 AV가 밑다이로 뭐지가 왔다 AV는 왔듯이 알레르기가 아니었을 때 내가 그 후기 잔또 시대 네 아, 아, 야다 어, 왜, 왜, 왜? 야다, 야다, 야다, 야다 왜? 왜? 에, 싫어, 싫어, 싫